뭐? 똥꼬발랄 차차 누구 누 누구야? 누구야? 이거? 찍을 거긴 한데 그러니까 발까지는 안 나왔어 그냥 하지 말까? 괜히 내려다 찍